Assalamualaikum, 안녕하세요, 다우트킴입니다. So a few days ago, I uploaded in Instagram my flight is cancelled suddenly because the travel agency told me the flight is cancelled one day before the flight. So I thought that I couldn't go back to Korea, but in Qatar Airway homepage, the flight is still open. I'm confused, but I decided to go airport first. Can I go back to Korea? I can sure, but let's go to airport first. Go! So I came here to take airplane bus, but there is no bus, so I should take taxi from here. Hmm. <laughs> Finally, I arrived at the airport. Yeah, there are no people. They are checking plane tickets at the entrance, and when you go in, they check the temperature. C, C로 가면 되나 C All flights were cancelled except Qatar Airways. Fortunately, my plane is still there. Salam alaikum I'm with the brother Daud Kim, the main man. Yeah, brother. Thank you. You're welcome Have a nice trip You too. Thank you So I got a plane ticket here finally. So I will go back to Korea. Yes. 와 사람 아무도 없어 뭐 이거 맞아요 근데? 아무도 없는데? <laughs> 이거 뭐 <laughs> 이거 맞아요 이거 와 이거 너무 무섭, 무섭다 All of the duty-free shops are also closed. Unlike the airplane agency's email, the flight has not been cancelled. I was so lucky. Waiting for flight after checking in. Finally, the plane to Doha, Qatar. In Doha, people keep a certain distance. It is very nice. I think Doha airport has good prevention system. I am in Qatar Airway. I am waiting the flight to go back to Korea. 기다리는 중입니다. There are so many passengers heading to Korea. Especially many people are coming from the US and Europe, so they are very careful with each other. The temperature sensor automatically checks the passenger temperature. If the motion detects heat, they check the passenger's temperature again. Enter! Finally! I didn't know if I could go to Korea in just one day before, but I'm going now. Qatar Airways have service to listen Quran recitation. It's so nice. Uh, actually, there were not many documents to come into Korea, but there are more now for quarantine. This is the health questionnaire about personal information and health status. This is a quarantine report. It asks about the flight number, where do you came from, what is your address, etc. People who have symptoms are tested separately. They ask simple questions such as if there are any symptoms, where is the address? 성함이 김재한님 맞으시죠? 네, 맞아요. 실수했던 작업인 하신 거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킬 아시겠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It ended very quickly. People without symptoms are not tested. They told me that after I go back to home, I have to go to a nearby public health center and get tested within 3 days. People here work so hard. I really admire them. Waiting. I have to install the self-diagnosis app. ID is Corona. <laughs> well, it's okay. 동아에서 오셨어요? 네 네, 네, 이거 체크 좀 해도 돼요? 자가격리자 어플 설치한 거 한번. 이거 맞나요? 네, 그 실행 한번 해주시고. 네. 전담 공무원 아이디는 뭐예요? 코로나 치시면 돼 영어로. C O R O N A. Officials from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kindly guide us about installing the app. Everything is clear. 핸드폰 어플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확인되셨고, 이거 하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한국 드디어 도착을 했고요. So they uh, gave me this uh,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주의사항 안내문. So I got the quarantine certificate. This. So it means I should quarantine for 14 days, two weeks. I think I will stay in my grandparents' house. Okay, then let's go. 버스 버스 이용하시는 곳이에요? 네, 네. 아, 네. They guide us how to go back home. I have to go s u o n so I came here 경기도 bus station. 1 0분이요 50분차 있고 호텔캐슬에 내릴 거예요. 아, 네,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혼자 자차 갈 수 없고요. 택시도 안 되나요? 택시 타면 안 돼요. 자차 픽업해 주면안 계시죠? 네, 너무 안 계시는데. 네, 그러면은 수원시 공무원 전화를 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아, 네. 먼저? 아, 네, 여보세요. 그 수원으로 가거든요. 세류동으로 가거든요. 타워 3단지로 가요 아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Okay, yes. After arriving, officials disinfect bus driver, and bus driver disinfects the inside of the bus. 저 터키에서 왔어요. 이스탄불이요. 14일 동안 자가격리 하셔야 되고요. 네네네. 마스크 꼭 쓰고 계시면 됩니다. Okay. So I came here, Suwon. I cannot use taxi or I cannot use bus, anything, subway. So the public officer will come here and bring me to my grandparents' house. So yeah, <laughs> it's really good uh, Korean government service. <laughs> Very good. The Corvan has arrived. 캐리어 주시고요. 아, 네. 미국 어디서 오셨어요? 저 터키에서 왔어요. 터키에서요? 네. 성함이? 김재한이요. 그 자가격리 수칙 받으셨죠? 네, 지금 있어요. 집안에 누구 계세요? 네. 엄마 나 3시에 나올게. 네. 그 3시부터 3시 반까지는 나오지 마. The driver informed me about the c u r r e n t i e rule again. He said it's from Center of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If I violate the guidelines, I should go jail less than one year or have to pay under $8,000. So I will never go outside. 어, 이렇게 저희 할머니가 밥을 줬습니다. 저희가 만나지를 못해가지고 얼굴 보고 주면 안 돼서 이렇게 방문 똑똑 두드리고 전달해주는 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네, 잘 도착했습니다 아, 사실 오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표가 막 취소됐다가 다시 생겼다가 겨우겨우 어떻게 표를 구해서 오긴 했는데 여기 와서 느낀 거는 한국이 진짜 확실하게 방역 시스템을 좀 갖추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어, 좀 안전하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들긴 했어요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14일 동안의 자가격리를 오늘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14일 <laughs> 아 생각보다 좀 긴 것 같긴 한데 아마 이제 뭐 밖에서 찍는 컨텐츠는 좀 힘들겠죠? 뭐 그래도 뭐 방에서 이것저것 재밌는 컨텐츠 많이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 너무 아쉬워요. 터키에서 좀 더 오래 라마단까지는 좀 있고 싶었는데 지금 가족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들어왔거든요. 특히 지금 할머니가 너무 걱정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할머니 집에 와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막 너무 걱정해가지고 <laughs> 제가 또 내일 되면은 보건소 가서 코로나 검사해야 되거든요. 뭐 아프진 않겠죠? <laughs> 앞으로 뭐 상황 생기면 계속 제가 뭐 업데이트 할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다들 좀 건강하시면 좋겠어요 정말 의료진 분들 그리고 검사하시는 분들 방역에 종사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지금 일도 많고 힘드신데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 보면서 아 정말 안쓰럽기도 하지만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정말 모두들 화이팅! 우리는 코로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화이팅! 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Take care and be safe. 알함둘라 마살라마 감사합니다. 안녕.